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슈가입니다 지금부터 저 슈가에 대해 알려드리는 가이드북을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슈가 사전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내가 쓰는 프로필 이름 이슈가 네. 네. 늘 그 시원시원하게 먹으세요? 아 그럼요 이런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한 여섯 번 정도는 이, 이 엇비슷한 질문들을 받아본 것 같아가지고 저의 이제 여행의 취향을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작성을 했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휴가 사전 어,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내가 쓰는 프로필 네 프로필 이름 민슈가 생년일 월 1993년 3월 9일 소속 방탄소년단 MBTI 원래 INFP에서 INTP에서 지금 최근에 ISTP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기분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ISTP 나왔고요. 인니다요 네. 네,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게 23살쯤 처음 했거든요. 그 한1 0 0문항 되는 그 OMR 카드로 하는 게 있는데 MBTI에 붐이 있기 전에 했었는데 그때도 안 믿었었어요. <laughs>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이 상황이랑 그날 기분에 따라 이게 계속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 그냥 찾아낼 수 있어요 어, EN 뭐 TP 원한다 그럼 ENTP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가지고 참고용 정도만 표본이 되게 많은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믿고 있지 막 엄청 이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첫 만남에 MBTI 물어보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 집에 있는 스포츠 시청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다양한 스포츠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UFC 같습니다. 어제 헤비급 챔피언전이 있어가지고 존전스대시일간 경기를 봤습니다. 네. 제 별명은 민PD <laughs> 요즘 이게 딱 기력이 없진 않아서 슈기력은 좀 예전에 이제 그 한참 바쁠 때 일인 것 같고 밀스트라다다무스는 어 사실 요즘 좀 타율이 좋지가 않아요 아, 잘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민PD가 그나마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민PD라는 <laughs> 별명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민통이랑 민바 같은 사람한테 아, 이거는 이제 뭐 제 입으로 이야기가 좀 그래가지고 <laughs> 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너무 좋아, 좋아하죠. 근데 제 입으로 이, 아, 이거 이야기하면 좀, 좀 나르시스트 같지 않을까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 좀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그런 <laughs> 별명인데 피디가 그래도 본업에 제일 가깝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자택일 근데 음, 네. 여행을 떠난다면 저는 항상 바다로 좀 주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대구라 정말 산에 둘러싸여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을 굳이 이렇게 네 발로 찾아가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진 여행지를 가면 바다가 있는 쪽으로 좀 많이 갔던 었것 같고요 아 이야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좀 다양한 바다를 가는 편이긴 합니다. 한국에 있는 다양한 바다들 특히 이번 다큐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작업하러 당진을 갔었거든요. 그 카메라를 주셨는데 내가 자, 작업하면서 카메라를 안 켰더라고. <laughs> 설치해놓고 내, 내, 렉을 안 누르고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당진에서 작업을 한 3일 정도 했었는데 되게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머리 식히러 가기에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당진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사실 제가 여행을 막 그렇게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근데 최근에 좀 가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는데 여행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번 다큐 찍으면서 근데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관광지를 간게 이제 거의 처음이죠 저는 그 적절하게 섞여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쉬고 싶을 때는 그런 휴양지 같은 데를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거의 도시 위주로 아 이거 투어는 도시 위주니까 뭐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계획할 때 제2의 계획형 여행, P의 즉흥 여행. 아, 저는 뭐 MBTI를 안 믿는 게 여기서 나오죠. 저는 계획에 맞춰서 여행을 가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즉흥 여행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정말 그냥 누워만 있어요. 여기가 한국 내 집과 크게 구분 없는 그런 삶을 여행 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처럼 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계획형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저의 여행 묘미는 휴식인 것 같아요 사실 새로움을 경험을 해볼 만한 게 별로 없는 게 정말 많은 나라와 많은 도시를 갔었어요 그 촬영으로도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여행 촬영도 많이 가가지고 아, 저는 익숙한 게더더 좋더라고요 그냥 한 일주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휴양지에 있는 게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개인 지금은 그래요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행 갈 때 minimalist, maximalist 어릴 적에는 투어 다닐 때 한 세 달, 네 달씩 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텔에 있으니까 그 봉지 라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희한하게 한국에서 라면을 잘 안 먹는데 투어만 나가면 그렇게 라면을 많이 먹거든요 밀키트 같은 것들을 막 캐리어 한 개 다 채웠어요 30인치 캐리어에 한 달 안에 다 먹거든요 엄청 가득가득 채워, 채워야 되는데 요즘은 뭐 투어 안 간 지좀 오래돼가지고 반 캐리어 두 개를 챙겨가는데 반만 채워서 가요 최소에 씻을 거랑 속옷이랑 최소한의 것들만 챙겨가고 나머지를 채워서 옵니다 그냥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워낙 요즘은 뭐 한식도 많이 팔고 해가지고 어릴 적에는 막 고추장 이런 것도 챙겨갔는데 요즘은 그냥 딱 한 반 칸만 딱 채워서 가는 편입니다 그 여행도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채워서 가면 음, 쇼핑 이런 것도 전혀 안 해가지고 또 호텔에만 있는 불상사가 <laughs> 생기는 바람에 요즘 가서 좀 채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니멀리스트에 가깝지 않을까 작업할 때 작업실과 영감을 주는 새로운 곳 제가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를 작업을 하면서 사실 작업실에서 작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작업실에 워낙 오래 있으니까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곡들도 보니까 작업실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하기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호텔이라든지 투어 나갔을 때 호텔이라든지 뭐 요즘은 뭐 워낙 장비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계기가 어, 훨씬 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스케치를 해와서 작업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케이스라서 요즘은 작업실에 앉아서 이렇게 오래 작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작업 속도는 훨씬 더 빨라져가지고. 아무튼 어, 뭐 그래서 요즘은 외부에서 좀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장비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떠날 때 필수로 챙겨가는 세 가지. 아, 장비를 좀 많이 챙겨가려고 해요. 예전에는 사실 여행을 가면 장비 안 챙겨갔거든요? 여행을 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투어 갈 때는 항상 챙겨갔었었는데 이번에도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낚싯배에서도 작업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때 나왔던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아그 뭐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취미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장비 챙겨 다니면서 그냥 생각나는 거 좀 기록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결국에는 앨범 작업할 때 구원투수로 이제 등판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네 어, 그래서 저는 뭐 투어나 여행 갈 때 항상 장비를 챙겨 다니는 편이고요 네, 아무튼 장비 이야기 좀 있습니다 장비 옛날에 좀 많이 잃어버렸어요 노트북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백업을 항상 좀 해놓고 노트북은 이만큼씩 있어요 써 쓰던 버전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요즘은 뭐 장비가 딱히 필요하진 않아가지고 노트북 한 대면 웬만한 음악은 다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 노트북 위주로 스피커도 무거워서 요만한 거 쓰는데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장비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한 요, 요만한 이제 노트북 가방으로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충전기 꼭 필요합니다 이 3구로 된이 충전기를 쓰는데 C type, Lightning, 그리고 5핀 이렇게 세개 장비들이 규격이 좀 다른 것들이 많아서 특히 막 건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이 없는 걸 쓰는데 그건 또 5핀으로 충전을 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다시 type이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충전기 항상 다양한 이제 케이블로 들고 다니는 편이고 현금 되게 중요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해외 나가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현금을 조금 조금씩 챙겨가는 편이긴 합니다 투어 나가면 특히 좋아하는 여행지 베스트 이게 진짜 제일 애매한데 그렇게 해외를 많이 다녔는데 제가 여행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관광지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촬영하러 그 랜드마크는 웬만한 데 다 가봤는데 여행지 그러면 남준이 RM 같은 경우는 막 여행지 엄청 많이 알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지 추천 저희 네, 위버스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하시면 제가 보고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때 라스베가스 이제 공연하고 이제 LA,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캘리포니아, 이제 말리부 이렇게 갔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중에는 말리부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되게 한적하고 조용해가지고 엄청 좋았었어요 사람 말출도 별로 없었고 그래가지고 나도 아, 여기 살만 하겠다 어, 근데 너무 좀 친구들이 주변에 없으면 좀 심심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조용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 선셋도 되게 좋았고 말리고도 좋았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 나만의 방법 진짜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 볼 일이 없어요. 정말로 아니 그냥 가끔씩 뭐 이렇게 사람을 소개는 친구들 사람을 소개는 경우도 있는데 저 진짜 못 친해져요 잘 특히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을 볼 일이 이제 웬만하면 좀 사람 없는 데로 좀 가는 편이라 항상 저희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있는 편이라서 없는 것 같아요 한식집 사장님 이런 분들이랑 대화할 일이 많긴 한데 <laughs> 엄청 긴 대화를 하진 않으니까 그냥 아무튼 그런 편입니다 뭐 딱히 낯선 사람과의 기억이 있, 지는 않네요 다 작업을 해봤던 이제 뮤지션 친구들이었죠 뭐 하이 씨랑 뭐 스티브 아우키 그리고 뭐 앤더슨 팩 다 음악 작업을 했던 친구들이어서 할 이야기가 좀 있, 있던 편이었는데 낯설지 않죠 그 친구들은 <laughs> 뭐 LA 올 때마다 봤던 그리고 뭐 베가스 갈 때마다 봤던 친구들이라 근데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작업할 때 이후로는 잘 못 보거든요 바쁘니까 다들 근데 네, 어제 봤던 친구처럼 잘 대해줘서 미국 친구들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어색하지만 금방 다시 이제 <laughs> 네, 친해진 네. 그러니까 할씨 집에도 처음으로 초대돼서 갔는데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씨가 그 답장을 잘 안 해요 <laughs> 좀, 좀 빨리 아, 아 본인도 까먹고 있더라고 답장 안한 거를 그래서 답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행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간직하는 휴가의 방법 제가 사진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제 핸드폰을 보면 사진첩에 최근 사진이 거진 없어요 저도 제그 무슨 그 셀카를 찍는 편도 아니고 그 누굴 잘 찍어주는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쁜 걸 봐서 이렇게 찍거나 뭐 음식을 봐서 찍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려고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이상하게 사진을 잘 안 찍어요 그래서 항상 핸드폰 용량이 좀 넉넉한 편인데 조금 기록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최근 한, 한 1년 전이었나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처음으로 하게 되면서 원래 그런 소셜미디어를 잘 못하는 편인데 최대한 좀 기록을 하려고 인스타를 좀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조금 찍고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머릿속에 좀 많이 담아두는 편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장비를 좀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그때 나는 생각들을 좀 기록을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음악으로 기록하는 상황도 있고 글로 써놓은 상황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메모를 좀 많이 해놓는데 그 스마트폰을 처음 쓴 이후로의 메모가 거의 다 남아있어요 고3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쓴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해놨던 기록들을 그때부터 썼던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서 어 이런 표현들은 되게 재밌다 참신하다 같은 거는 좀 가지고 와서 쓰는 편도 있고 편이 좀 많죠 그리고 또막 손으로 쓰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노트도 이만큼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록하고 작업하고 어, 네. 어, 역시 디즈니 플러스 굉장히 이제 신박한 질문들과 이제 예상치 못한 이런 문답들 아 정말 너무 참신했던 것 같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네 그런 내용 네. 네 여러분 저에 대한 더 다양한 이야기는 4월 21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는 슈가 로드 2디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